오늘은 수건을 이용해서 하체 운동할 거예요. 발목 위에 무릎이 위치하도록 상체와 무릎을 숙여 동작 진행할게요. 하나, 무릎 펴면서 뒤로 밀고 둘, 체중은 앞쪽 다리 넷, 무릎 앞으로 밀리지 않아요. 넷, 어깨 힘 빼고 다섯, 허리 꺾이지 않아요. 여섯, 머리끝에서 발끝 일직선 일곱, 다리 쭉 펴고 하나, 그대로 상체 세우고 둘, 상체 숙이면서 밀었다가 셋, 앞쪽 다리만 무릎 움직일게요 넷, 몸을 사선으로 길게 뻗고 다섯,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요 일어 돌아올 땐 엉덩이 힘으로 쭉 골반 밀고 그리고 고관절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대로 정면 보고 하나 밖으로 밀고 가져오고 둘 허벅지 안쪽 힘으로 끌어오세요. 셋 골반 정렬 유지해주세요. 넷 다리는 11자 모양 다섯, 무릎 락킹 걸지 않을게요. 여섯, 돌아올 때 힘들면 뒤꿈치 살짝 들어요. 일곱, 몸통 무너지지 않을게요. 뒤꿈치 모아서 턴아웃 해주시고 하나, 다시 밀어서 안쪽 힘으로 당겨요. 둘, 바깥쪽 엉덩이 힘도 써주세요. 셋 다리 모을 때 무릎 최대한 붙여주세요 넷 체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다섯 무릎 구부리지 않을게요 여섯 허벅지 바깥쪽 힘 많이 쓰지 않아요 마지막 일곱 천천히 끌어오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대로 반대쪽은 저의 카운트에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고 하나 둘 셋, 넷, 벨트 셋 넷, 다섯, 여섯, 주고 오늘도 여블리랑 홈트예요.